멈춰! 너 지랄한다 지랄해 <laughs> 여기 고강렬이 저 아세요?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? 저때 때그 성원 아임 소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? 이게 무슨 일이고? no, no, no. Hmm. Huh?